만발했네. 만발했어요. 아. 와, 이제 꽃잎이 날리네. 응? 아우, 이거, 예.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완전히 바뀌었네. 그렇죠. 이 바닥에 꽃이 꽃잎이 다 떨어졌어요. 응. 이 꽃잎 다 떨어지니까. 아, 이거는 이제 나올 나오시 이게? 나오시죠.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떨어진다. 하루하루가 달라지니까 우리 산책할 때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찍습니다. 아, 저기 저희가 대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 제가 눈썹보다 늘어진 것 좀 봐. 연못에 물 좀 가두지 목련도 피고려 양봉들이 이제 이거 완전히 들어졌네 시작하네 저기 무슨 꽃이야 와 음. 하얀 것도 오고 분홍 것도 고 어울리니까 아주 환상의 요거는 벚꽃이고 벚꽃 요거 네. 요건 벚꽃이고 그렇죠? 그럼 벚꽃이 꽃이야 대화 네. 네. 종류지? 아 저기 저저 흩날리는 거 저것도 나무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데도 저렇게 와 아, 바람에 나이를 떨지 못 인천시 중앙공원입니다. 나무 사이로 센터럴파크 프로듀어 보입니다. 저번날에 막 개복숭아 하고 네. 이제 맺혔다고 더니 완전히 다 피어가지고 응. 네. 다 떨어지네 이제 떨어지죠? 떨어 훨씬 음. 떨어져 아, 그렇죠 고문 아. 역시 꽃이 최고죠 아파크 프루지오가 보이고 있습니다. 꽃잎이 날리고 있어요. 꽃잎이. 여 구석구석 꽃들이 다 폈네. 요, 응, 요건, 요건 무슨 꽃인지는 모르지만. 모르는 꽃이 많아. <laughs> 이게 표지판 좀 붙여넣어야지. 전 시장님 이것 좀 표지판 좀 붙여놓으세요 야 이거 피는 거좋아 그렇죠.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좀 매화꽃이 아주 있는 대로 가져가 음. 이거 복숭아꽃이에요 이거 그죠? 야, 당신 도 천사람이라도 다 잘하네. <laughs> 저거 뭐야? 저거 이제 맺힌. 응? 아, 먹수 왔고. 이것도 맺혔네. 부천은 저 복숭아다. 옛날에 소사 복숭아. 이제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운동 나왔어요 그죠? 음. 목련, 목련도 흐드러지게 네. 펴갖고 다 떨어지네요 그렇죠 응. 네, 목련꽃 여기 목련이 자주 자주 목련이 활짝 폈어요. 아, 그래저 어쩜 한번 볼까요? 네. 내면서 네. 여기로 여기로 와 자석이 목련 목련 와 예쁘다 활짝 폈네요 응, 응. 한 이틀 있으면 떨어지게 생겼네 2, 3분 떨어지게 생겼네 네. 목련나무는 아주 크게 써가지고 목련나무 <laughs> 그러니까 아니면 딴 나무는 안 써놓고 목련나무만 이렇게 써놨대 공원관리과 뭐 하시는 거야? 녹지과 뭐는 거요? 지금 저기 저꽃 이름 좀 써서 붙이세요. 이건 백수나. 우리 모습도 담아야지. 우리 모습도 담아야지요. 담으세요. 네. <laughs> 하 이렇게 벚꽃이 딱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네. 네, 그렇죠. 준비하고 있네. 요 벚꽃이. 이 전면 카메라가 빨리 수입한 게 와야 되는데 음.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뭐 애국서 실질 못 온다고 물건이 안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문자를 이메일, 이메일을 보냈는데 음. 꽃나무인지 이렇게 노랗게 뭐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. 그죠? 예,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개나리꽃도 아니고. 아니, 개나리꽃 아니에요. 그죠? 음, 이렇게 누우면서 예. 이제 이렇게 피더라고요. 그러게. 이 꽃이. 예? 예, 너무 잘 나와요. 센터를 바꾸다. 아, 너무 깨끗하게 나오네. 무슨 예술 예술작품 같아. 이, 그, 102동하고 101동하고 사이가 그 위에 문이, 문이 지어서 내려오잖아요. 그거 계산 다 했던 것 같아. 계산을 다 했던 것 같아. 조심하세요. 지켜요, 찍어. 진다 자꾸 지금 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 방안을 다니는 거니까 너무 영상에다 늘려 저기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어디? <laughs> 아 요거 요건 뭐래 이름을 모르고 면접을 꽃이 신기하게 하더만 우리 온 여시청 보이면서 센트럴파크 지고 민들레 민들레 아마 생각나는 다 없어요? Thank